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이제 저희가 유럽 투어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항에 왔는데요 이제 17시간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한숨을 못 잤거든요 한숨도 못 자서 기절할 무드로 갈 것 같아요 눈이 제정신이 아니야 입술을 좀 발라야 되나? 봐봐 오늘은 잃어본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괜찮아 어제 푹 잘 잤어요 다들? 푹지 않나? 지금 너무 푹잔 얼굴이야 지금 아. 네? 네. 갑자기 이렇게 형식 이렇게 형식적으로 갑자기 아. 그러세요. 맛있겠죠? 뭐, 유튜들 한 입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 네 임팩트는 이렇게 첫날 점심에 스페인 햄버거를 빕스에서 먹었답니다 자, 하나 둘셋 예. 임팩트 안녕하십니까 시원 안 보여 네 저희는 네. 지금 마드리드에 있는데요 마드리드에 왔어요 저희가 유럽에 왔잖아요 네. 또 유럽 굉장히 투어 기간이 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투어 기간 동안 좀 재밌는 스페셜한 걸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쵸. 그게 뭐죠? 아에 마니또! 마니또! 마니또의 뜻이 뭐죠? 이제 정해지면 이제 그 마니또 자, 기의 이제 마니또에게 네. 굉장히 잘해줘야 돼. 맞아. 근데, 근데 네. 알지 약간 못하게. 그렇 내가 마니또인 거를 감추면서 잘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쵸. 저희가 평소에 각자 이제 멤버들한테 잘 못해주다 보니까 잘 못해주니까 이게 티가 날 수도 있어좀 네. 잘해주 초등학생 때 많이 써거잖아요 이거 나 초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저 이거 뽑을게요 어? <laughs> 자기가 자기 뽑는 거 어떻게? okay 보이나요? 뭐 그냥 어. 좋네 아 얘야 아 진짜 진짜 이건 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라고요? 짠! 획득한 테마 문제에게는 비하인드 영상 이름 자막에 수식어 제공인데 네. 수식어를 지금 그러면 원하시는 수식어를 말씀해 주시면 영상팀에서 넣어 주실 거예요 저, 저희 그 방금 한 노래 있잖아요 땡큐 그거 MR 좀 많이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빵! 공연하고 갑니다 네. 고생하습니다자 이거 왜 앉아요? 이거 티셔츠 여기서 간다 여기 MD, MD인데 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진저엘 하나 주 아, 네, 진저엘, 네, 진저엘 한잔 타드릴게요. 제 다음 손님. 네, 다음 손님, 다음 손님, 다음 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 스페인에서 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laughs> 저는 지금 어, 이렇게 네, 부업으로 네, 지금 바텐더를 하고 있고요 어, 술은 탈 줄 몰라요 왜냐면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술은 잘 못하지만 어, 내가 타면 다 맛있어 내가 탔으니까 미안 안녕 1개월만 투자하면 40kg 정도 40kg 감량 다이어트 올 추석이 있어 네. 올 추석 네. 자, 여기다지 하죠? 네. <laughs> 이거 40kg 가면 가능합니까? 아 50만원 50만원 50만원에 팔아야 돼 네. 전화주세요 국민공 어. 네네네네 네네네 네. 네, 이거 이게 혁신이거든 혁신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전 알아요? 이거? 뭐? Obrigado. 너스 형은 이거 내가 거의 오래 한다 텐션 좋을 때 화난 것 중이란 말이야 이러고 또 텐션 좋으면 나중에 또 개그 보여줘 Amsterdam. Come on. Amsterdam'e tutacak. Amsterdam. 암스테르담에서 흥 많은 소년을 만난 거예요. 저기요 인터뷰 한번 할게요. 인터뷰 한 암스테르담. k p o 좋아하신다고. Yeah, I like K-pop. 그 암스테르담 그 자랑 좀 해주세요. 암스테르담. 네. Food delicious. Delicious. And people yeah. very handsome. 암스테르담에서 유행하는 춤 좀 춰주세요. 암스테르담. <laughs> 암스테르담. 이따 봐요 공연장에서 봐요 뭐 같아? 어? 네? 지한 씨도 피곤해요? 배고픈데 밥이 어? <laughs> 상이 많이 건 알잖아 상이 형? 좀 뭐 해봐 빨리 어, 어? 많이 또 어? 어? 어, 어 목이 뭉칠 것 같은데? 주물러준다 아, 나 죽다 있냐 빨리빨리 뛰어와 나 아, 죽겠냐 아, 빨리빨리 귀여워 그 어, 카메라에 그 핫했어? 어 방금? 어 잘했어 잘했어 네 엄마 기다리고 <laughs> 형, 형 말든 내가 봤을 때재혁 형이라니까 어.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형한테 오는 게 내가 봤을 때 없어 내가 룸메이트인데 아무것도 없어 어? 뭐 오는 게 없잖아 어, 아내 아, 많이 또 아내 많이 또 나 어깨가 너무 아파 야, 네 많이 아프리잖아 아, 어깨가 너무 아파. 어, 지금 너무 너무 안 좋아. 내 많이 또 빨리 와서 어깨 좀 주물러줘. 상이 형. 많이 또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제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선행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여여여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공연입니다. 참 충전이 안 되는 거보다 어, 하루가 길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6시 반이죠. 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비행기 타고 네덜란드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깨있다 보니까 이미 12시간 넘게 지금 게임을 하는 아, 네. 상태예요. 이 상태를 공연을 하고 아, 굉장히 하루가 깁니다. 하루가 힘들고 고된 날을 리스피노 런데이라고 하는데 고되진 않은데 그냥 하루가 참 기네요 그냥 long day네요. 그래도 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와주셨기 때문에 힘을 내서 공연을 해야죠 그쵸 태호 씨? 맞아요 오늘 되게 예뻐요 태순이 같아요 태순아? 예 빵! 태순이 복근 복근 준비됐어? 않았네요 오늘 힘 네. 줘봐 네. 아니 어 오늘은 오늘은 복근 까지 아 오늘 일부러 이렇게 진짜 이렇게 깔라고 아 이렇게 깔려고 오늘은 쿵 <laughs> 어때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할 수도 있어 나쁘지 않아 그죠? 그게 또 무엇이지? 뭐 오늘은 녹았어요 하루 만에 녹았다 음, 초콜릿이 원래 빨리 녹잖아요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예. 이 자꾸 초콜릿을 먹어서 초콜릿이 녹았어요. 초콜릿을 여섯 개 이렇게 묻혀놓는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laughs> 초콜릿 이렇게 있는 거. 야, 아, 춤추다가 힘드니까 이제 먹어. 하나 이거. 괜찮은데? 춤 굉장히 태호 형이 퍼포먼스 비디오도 공개 했지만 아주 춤이 멋있어요. 또 이게 뭔가 태호 형이 참고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태호 형이 좀 창작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마니또예요? 내 마니또예요? 내 마니또야? 이제 핫한 보내주세요. 내 네, 마니또인가? 칭찬하기. 제 마니또는 뭐 하는 거죠? 마니또! <laughs> 마니또! 너 마니또 집중 안 하네. 사기야! 제가 마니또를 알아챈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한번 떠보려고 아 나 내 마니또 누군지 알 것 같아 이랬더니 동공인들이 누군데? <laughs> 누군데? 누군데 바로 알았습니다. 아이 형이 내마이뜨구나 자기네 참. 그러고 뭔가 갑자기 제 앞에서 괜히 막 이렇게 하트를 막 하고 있더라고. 하트도 잘안 하니. 그래가지고 알았죠. <laughs> 저 형이 내 많이 또구나 걸림. 니또 많이 또 어디 갔다 왔어? <laughs> 메이크업하고. 아, 아, 목, 목. 어. 아, 목이 너무 많이, 목 많이 묻혔지. 많이 묻혔네. 어떻게 공연을 한 거야? 어, 힘들었어. 어. 아가씨 형. 도 내가 좀 줄여줄게. 그래. 흔들림 아, 그는거 뭐 아니지? 어, 아, 아니, 아니. 흔들림, 어디? 얘 흔들림 그는거 아니야? 솔직 저기. 아니, 카메라 형만 하는 거 나와봤어. 나한테 보여. 아, 이게 누나한테. 아니, 여기 잠깐만. 하는데 어, 많이 있어. 아, 그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 전화해서. 어. 어. 너뭐 했어? 어, 내가 모르어너 뭐야? 어? 아니야, 아니나 무릎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알겠어. 계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간절히 미쳤고 내병 부는 거지